waste of words, a waste of breath. Cause I've got none to say. Thoughts they burn inside my chest. Can take it one more day. No matter how much 어, 여기 산잘 나온다. 응. 여기가 바뀐다? <laughs> 아, 그 어. 아, 내일 오면 돼. 내가. 그래. 아, 배고파. 아. 내일 몇 시면 열어요? 뭐야 지금 연출하는 네. 거야? 자 <laughs> 여기는 뷰가 미쳤어 올 때마다 진짜 대박이야 I see we're out of time I guess no one's to blame Nobody crossed the line I guess we couldn't see Somehow we couldn't feel Maybe we rose too fast Maybe we got too high 왜 모르냐고 우리 친구들은 어? 가 있어? 따라와 가가가 가가 차를 왜 타버려?